오늘도 퀴즈 미션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퀴즈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그럼 먼저 저번 퀴즈 미션의 정답부터 발표해볼까요?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현우? 현우는 매년 정말 많은 쿠키를 봤던데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 듀엣은 파트너를 신경 쓰며 함께 어울려 불러야 하지.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베토의 꿀잠 초음파를 맞았기 때문 꿀잠 초음파라니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은걸 그럼 오늘의 퀴즈를 내겠다 첫 번째 퀴즈 시아가 좋아하는 머피는 무슨 맛일까? 두 번째 퀴즈 제이가 시아의 주변을 맴돌았던 이유는? 마지막 퀴즈 시아와 제이 모두 좋아하는 운동은? 이번 퀴즈도 모두 잘 풀 수 있겠죠? 그렇겠죠 이젠 다들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퀴즈 시간에 또 만나요